다시 자 다시 해줘 제 목소리만 들었어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공개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의상 진짜 와, 그리고 이게 제일 좋아하는 사진 옆에 라이온을 한채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 짜잔 포카 보여줘? 영광! 하, 하, 하나 더 보여줘요? 자 그렇다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분들 뿅 사랑해